2021년 1월 21일 원정 3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자 여러분들 자 바로 옆으로 이렇게 무덤, 무덤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싹 다 무덤입니다 여기 일단은 보세요 싹 다 공동묘지입니다 이가 아자 사형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공동묘지를 보여드렸고 이 집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사연 말씀드릴게요 집 앞에 무덤이 있고 젊을 때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분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할머니 될 때까지 무덤 지키면서 자식 키우고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셨고 음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혹시 계십니까? 뭐. 어? 어? 어? 어? 뭐야 이게 왜 그래 갑자기 이게 아, 왜 그러는 래 거야 지금? 어? 뭐야 지금 뭐야 잠깐 이거? 누구세요 안에? 와 바로 와 뭐야 뭐야 잠깐 이거? 누구세요 안에? 안 여러분 예? 잠깐만요 음... 여러분 뭐 말합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어디 어디요? 어디 계십니까? 제가 예를 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따님분이십니까? 누구시? 잠깐만요. 잠깐. 어? 잠깐만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잠깐만, 잠깐.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마 절대 도망가지마 계속 움직인다 그렇지 그렇지 움직일 때 들어가 그냥 어차피 그렇게 그 정도로 악기는 아니야 그렇지 계속 움직인다 악기는 아니니까 그 안에 있죠. 因 하지 마세요 뭐... 어! 어! 잠깐만요 어! 어! 여성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불이 꺼지는 순간인가 켜지는 순간인가 꺼지는 순간에 내가 바로 들어가서 확인했거든 스위치도 해보고 안에 사람 있나 없나 확인했는데 이건 진짜 미스테리야 내가 바로 가서 확인했고 사람도 없고 불도 안 들어와